자, 토, 토양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토양 온도입니다. 토양 온도. 자, 여러분 풀 뽑는 게 힘드니까 비닐 멀칭을 다 하잖아요. 근데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초고온화돼요. 토양의 온도가 극도로 올라간다. 자, 여러분 손 들고 내 배를 만져보세요. 내가 37도인데 몇 도가 올라가면 내가 죽을까요? 불과 3도만 올라가면 죽어요. 내 몸이 온도에 민감해요. 작물도 온도에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. 그런데 작물 어쩌려고요? 5월달 불덩어리, 6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, 10월달 불덩어리. 밤에는 냉덩어리.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고추 재배할 때요.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야 웬만한 농가가 서리 내릴 때까지 다 땄다고. 맞지요? 근데 서리 내릴 때까지 따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까? 별로 없지요. 기술은 많고 자재는 많고 농약도 많고 빌도 많은데 책도 많은데 어?